하나 둘셋 위에 임팩! 안녕하세요 임팩트입니다 네임프들 드디어 임팩트가 3주년이 되었습니다 와. 사실 3주년까지는 또 이프들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그렇 3주년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어요 네, 저희가 또 항상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렇죠. 여까지도 그래왔고 네. 제가 좋은 모습,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,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사랑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이번 신곡 올리우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임팩트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임팩트였습니다